later. Hmm. Ten minutes later. Hmm. Hmm. One hour later. Hmm. Hmm. Five hours later. oh? 이? 이?

응? 啊 cara briga. Hum? 뚜루비두 따라비두 나 똑같는 내가 니 똑같아만 어? 어? 알 음? 음? 어? 들겠니 유도받겠니 하면 차차차 노래하지 같은 위야 와와 믿고 와와 믿고 소포를 섞었다니까 같대 또 유도가 좋아 <laughs> 咦？哦？咦？咦？咦？ Mm. Mm-hmm. Ha ha ha ha! Oh.